2021년 3월 23일 여행 2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온 장소는 일단은 펜 모텔입니다 여기에는 노숙자 혹은 뭐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어, 목격됐다는 실제로도 목격이 됐었고 사람이 사는 흔적도 있고 하지 마세요. 이제 말 안 아낍니다. 어디요? 사람 어 어. 어. 어. 나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야, 수진아 버텨. 여기야. 어? 어? 여기야. 버텨. 버... 무슨 소리야? 나오 항상 이게 흉가방 가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진짜로 거짓말처럼 항상 누가 보면은 뭘 해놓는단 말이야 뭐야? 아! 아! 분명히 나를 봤어. 자, 저 올라가겠습니다. 혹시 댐비 태우십니까? 댐베 태우시면 제가 댐베한테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제가 댐베한테 드리겠습니다. 에? 예? 제가 댐베한테 드리겠습니다. 에? 예? 여기 귀신. 아저 어디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여기 계십니까? 아,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. 잠깐좀 됩니다. 제가 덤벼다 드릴게요. 와. 아, 이 그만, 어, 그만하세요.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. 와 진짜 귀신 고깔 어? 어? 어디야? 분명 히 뭐가 있단 말이야 어? 아! 아! 응? 음! 음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. 아저씨 아니 누가 나를 붕 띄웠어 응 아까 이불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 나온 방 봤는데 분명히 제가 이거 확인했어니와 여긴 진짜로 그 밑에가 그냥 이거예요 매트리스 아, 나 진짜, 진짜 미스터리하네, 이거. 아, 미치겠네, 이거. 어, 처음에 여러분들 무슨 검정 추리닝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찍혔어요. 그래갖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쪼였는데, 막 수신이 안 잡고 잠깐 빠꾸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, 그리고 나서 안 보였어. 음. 아, 근데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해도, 여기 제가 올,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. 귀신은 맨날 보는 거고, 사연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수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오늘 방폭 딱한 번 수신 조금 안 좋긴 했고 방폭은 딱한 번 냈는데 그냥 다른 거고 그 사연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죠 예 사연을 한번 들어보려고